커졌는데? 이야 장난 아닌데 와해보세 어, 진짜 장난 아니야 야 오. 용등 용등 팔뚝 팔뚝 아 얼굴 찍어야 되는데 너무 사심 가득해버렸네 그 저희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저희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맛있다 맛있다 아 딸기 봐 밥은 나 딸기 맛있다 어 바나나 아. 그래도 그리고 여기 그게 키라고 그 그냥 위에서 허리 내려온 다음에 땀만 주면 긴장하면 간지러운 타입.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음. 아 모니터 보니까 여기 원칙이 익숙하게 쑥 들어가 근 네, 있더라고. 그게 리허설 때만 그래. 본록 때는 괜찮아. 걱정이에요. 근데 이게 진짜 살을, 진짜. 살도 찌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유지하세요. 지금이 제일 이뻐. 백가는 본 적이 있는데 의성 때문에 끝까지 못해가지고 급하게 선수처를 바꿀까 하는데 아, 주머니였어요? 네 주머니 안 틀리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할수 있어요 네, 박쥐예요 박쥐 박쥐입니다 박쥐 이번에는 아! 아! 진짜 못 따잖아